안녕하세요 어, 저는 308 아트쿨의 센터 아티스트 오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냄새에 맞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항상 주위에 꽃들과 어, 좋은 향이 나는 것들을 제 주위에 항상 두고 있어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늘 이렇게 제 주위에는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미술을 즐길 때 눈으로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코, 입과 피부와 어, 다양한 감각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미술을 눈으로만 즐겨야 될까가 저한테는 좀 반기를 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이 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으로만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을 후각으로 후각을 부여함으로써 전시를 좀 더 풍요롭게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어, 향을 좀 시, 공부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 타티스트 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나드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사원소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공기, 흙, 불 이사원소가 있는데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 있어요 lighting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제가 네 가지의 원소의 향을 심어줌으로써 그 마지막 저희 모네이도 있는 부분에서 그 네 가지 향이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교양을 했던 그런 향입니다. 꽃 저는 개인적으로 향의 시작은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꽃으로 하여금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308 아주 옛날 얘기죠. 그때 네, 대학생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가 사실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처음 만났던 자취방 코수가 308호였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같이 한 거는 2018년 한 6월 말쯤이었지만 더 올라가서는 매체부터 저희 정체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자 어, 연극을 했었죠 저희는 연극을 전공을 했었고 각자 또 파트별로 또 스텝이었지만 또 있잖아요 왜 우리는 같은 작업을 하는데 왜 무대 위에는 배우만 보여야 되는 걸까 왜 우리는 왜늘 부차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팀 리더 벨렌이 어,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면서 같이 신곡과 함께 셋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거고 영원할 거고 우주의 별이 될 겁니다.